저는 처음에 애초에 목표가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가 미국 비자를 여권과 함께 같이 잃어버리면서 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유학원 원장님께서 영국을 적극 추천하셨고 어, 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영국을 선택해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support가 없이 유학을 떠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무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군대를 다시 간다는 각오로 비행기를 타게 됐었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로 취중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보면서 저는 대학 등록금 없이 유학을 갔다는 데 대해서 그, 어, 영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로서 처음에 1차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국 기업을 한번 노크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에 걸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영국이 강한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국이 어떤 업체가 경쟁력이 있는지 3개월의 분석, 분석 끝에 dental medical 쪽에 쇼틀란드라는 회사를 제가 contact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어, 일을 하게 됐었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고 또 독일 출장을 보내주시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은 학비와 생활비 모든 전액을 지원을 받고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합작 법인 준비 프로젝트 설립차 한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었더라면 인터뷰에서나 제가 만났을 여러 그 높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는 또 적극적인 support를 받고 있고 또 회사의 선진 기업의 다양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선진화된 마인드 문화를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저는 영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학을 떠날 때 또 유학원 원장님의 그 선, 어떤 선택의 기준 그리고 또 충고 뭐 그 이후, 에도 어떤 계속되었던 저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의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회사에서 즉 아시아 총 수출 담당 쪽에서 한 3년여를 근무하고 MBA를 미국으로 가서 와튼스쿨이 목표입니다. 와튼스쿨을 가서 MBA 경영을 이론적으로 직접 다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